Ah!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더 나랑 같이 해줘서. 三三，啊，三秒啊， <laughs> 啊，对，三秒啊。 <laughs> Dude! Dude! What is he doing? What the What is going on? 동의서진 사망. 참가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게임은 중단됐다 우리 두 사람이 포기하면 여기서 끝나는 거야. 456 wants to stop the game. He's giving up the prize money Right, right here at the very edge of victory. No fucking way. 성우야. 어릴 때 형이랑 이러고 놀다 보면 꼭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아무도 안 부른대. 형 미안해 아우야 말하지 마. 아우, 올라왔나? 아, 아, 아, 우리 우리 엄마. 아, 말은 아, 안 돼. 상우야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아, 아우야. 아, 아, 아. 왔어. 엄마. 엄마, 나 왔어.